2020년 4월 21일 흉가여행 6탄 스타트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follow follow me. 여긴 철조망이 쳐져있네 왜 철조망이 쳐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오다뭔 사당인 것 같기도 하고 어, 여기 여기 여긴갑네 계량기는 일단 없네 어. 와 미쳤다 이런 건 사당 느낌 아닌가 이거? 좀 사당 느낌인데 사당은 좀 안 좋은데 분위기가 사당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 귀신 게라오 비주얼 미쳤다 어? 비주얼 미쳤어 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굳이 꼭 세개 먹고 눈같이 생겼다 눈 눈. 소리야? 보는 누구 누구세요? 보는 게없 누구세요? 제 아니 아니 예, 저 아니 예 아니 누구세요? 아니지. 음. 아. 아. 아. 아. 아. 미쳐버리네 이거 와 이거 뭐지? 진짜 터준가? 매니저님 흉과여행 6탄 아무런 정보 없다 아무런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보가 생겨버렸어요 악귀 잽저저저 저, 저 뭐냐 그 빨리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. 어제 오래 안 걸립니다. 미친놈아. 네가 말하면 5분밖에 더 됐잖아, 지금 5분. 안돼 안돼 지금 그러면 아까쯤에 5분 버틴다고 뭐라 했잖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아휴. 아. 잠깐만 아 미쳐버렸네 와 잠깐만 이거 뭔데 아다 씨. 아나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, 아 잠깐만 아와 미쳤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미친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어? 잠깐만 아 여러분 한 번만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나 본, 뭐본 거 같아 할머니? 할매 잠깐만. 아! 아! 잠깐! 어! 아! 아, 잠깐만. 아, 좀 잠깐만. 근데 여러분들, 나 뭐 이상해요. 뭐가 누가 나 따라왔나 지금 잠깐만 낯설지가 않은 이 기운은 뭐지 잠깐만 아 안되겠다 이거 도저히 딴데 가있겠다 아 여기 안돼 안돼 안돼 딴데 갈란다 그냥 딴데 와. 와 잠깐만 이거 뭔데? 아, 다시. 아, 나,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. 아. 아, 잠깐만. 아... 아 잠깐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Oh.